뭐가? 뭐야? 와 예쁘구나. 양강공가? A few moments later. 혹시 남친구 있으세요? 친구요 남자친구 없어요. 그럼 번호 좀. 아 근데 제가 그 애랑 남편이 있는데 괜찮으신데요?